뭐해? 알게 아, 뭐야? 모를 건 뭐야? 엄마 우리 노래 안 불러? 정당 축하 아, 아, 아직 아직 한정강에게 보내는 편지 정강아 내가 너 생일 진짜 엄청 기다렸던 거 알지? 그래서 오늘 너의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안꼬치를 먹으러 왔는데 일단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맞이할 너의 생일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게 생일 축하한다! 어, 어떻게 놓고 찍어야지? 정강아 <laughs> 내게 와줘서 고마워